안녕하세요. 러브레터 크리스입니다. 32번째 32nd love letter 어,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영어 제목이고요. 예, 한국말 제목은 시간 여행자가 된 신의 아들입니다. 시간 여행자가 된 신의 아들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예. 어, 일단 저희가 생각해보고 암기할 요거를 한번 요 영어 성경 문장을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목소리 먼저 세 번.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자, 이걸 또 여러분 뜻을 좀 아셔야 되니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영어 우리 잘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 또 우리 학생분 학생들 중에서 듣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Abraham was 아 요거는 우리 요한복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음, 아주 손에 꼽을 만한 중요한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예, 어떤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죠. 어,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 주스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뭐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 나를 보고서 정말 기뻐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그 ancestors, 선조들 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앞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신약 시대 어 그러니까 정말 오래 오랜 후에 오셨 역사 속에 오셨던 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발언입니다. 예. 먼저 이게 묵상하는 쪽으로 자꾸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여러분 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신의 아들이 직접 하신 얘기죠. 그러니까 see가 여기서 보다, 뭐 만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예.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내가 올 그 시간을 보고 기뻐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소리야? 예, 도대체 너는 네가 어떻게 How could you have seen Abraham? How could you have seen Abraham?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있느냐? 너는 you are not even 50 years old. 너는 50도 50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정말 옛날에 죽은 우리 정말 고조 증조 할아버지를 넘, 능가하는 그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봤다고 하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지는 좀 이따가 생각해 보고요 예. 그리고 여기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to see me 앞에 glad, 뭐 sorry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고 뒤에 to 동사원형이 오면 특이하게도 해석을 뒤에서부터 해서 to 이하의 행동이 어떤 그 앞에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예. 음, 우리 수강생 제 오프라인 영어 수강생 중에 들으시면 이거 우리 파란 교재 음, 파란 교재에 뭐 glad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뭐 이런 거 그, 그렇게 설명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놀래니까 또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자 이게 우리 주, 메인 텍스북인 CV 버전 문장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 두 가지의 그 답변을 제가 그냥 밑에 그 사람들 유, 대인들의 반응 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이거 하나 외우시고요. 조금 여러분 초급이 아니신 분들은 뒤에 하나 더 중요하니까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이것도 굉장히 정말 놀라운 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에브라함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even이 강조잖아요.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내가 있었고 and I am 내가 여전히 있다. 예, 시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다 쓰는 거는 10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여행자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영화 속의 컨셉이고 여러분 어, 오직 10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두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외우는 거 나중에 또 해볼게요.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오케이. 남자 세 번.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Okay. 음. 자, 이 내용을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외우게 될 텐데 여러분 더 잘 외워줄 수 있도록 이, 이것이 어떤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같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한국어 제목에 시간 여행자 시간 여행자가 된 신의 아들이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여행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백투더 퓨처 영어로 하 back to the future 이게 굉장히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고 많은 분들이 아신 터미네이터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뭔가 시간을 예, 막 시간을 옮겨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거를 바꾸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시간을 여행하는 얘기들 참 흥미롭죠. 예. 어, 몇 가지 영화가 생각났는데 시간여행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러브스토리에서 다루고 싶을 만한 굉장히 오래된 영화 중에서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굉장히 극찬하는 영화예요. 한국어 제목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인데 영어 제목은 그라운 u n d h 라고 예, 굉장히 정말 잘 만든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시간을 여행은 여행인데 약간 시간이 하루가 계속 Groundhog's Day라는 그 어떤 그 날이 계속 반복되는 Groundhog's Day 뭐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어, 어 봄이 오는 거를 기념하는 약간 그런 관련인데 이거는 러브 스토리에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 영화는 하여튼간 이 하루가 계속 반복되면서 누군가 그 주인공이 개하찮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무시했던 주변 사람들을 되게 하루가 계속 반복되니까 관찰하게 되고 어,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참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굉장히 수작입니다. 다음에 러브스토리에서 제가 한번 요거는 어, 조만간 다뤄보기로 하고요. 사실 기생충이란 영화를 러브스토리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영화라서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아... 음, 그리고 여러분 About Time이라는 영화 굉장히 히트쳤었죠. 예, 막 자기가 젊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예, 뭔가 좀 시간 여행과 관련해서 되게 어, 기억에 남는 영화이고요. 또 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큰 어, 인기를 끌었었죠. 그 장면 중에서도 주인공이 그 이제 딸을 남겨두고 어떤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지구를 떠나잖아요. 우주 여행을 떠나는데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하여튼간 그게 어떻게 막 뭐 하여튼간 뭐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 신기하게도 음 그 우주 여행을 딸을 남겨두고 떠나는 날 집을 나가는 날 그 집을 집에 오는데 뭐 그 책장 뒤에서 뭐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 저는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고 되게 뭉클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얘기하죠. 예, 그 딸한테 그 떠나는 아버지 자기를 보면서 그 딸한테 예, 뭐라고 그랬더라. 예, don't 아, tell him don't leave인가 하여튼가 떠나지 말라고 빨리 말하라고. 어, 자기 아, 딸이름 부르면서 왜냐면 이제 영원히 못 볼 수 있으니까. 어, 지금 생각해도 약간 뭉클해지네요. 예. 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laughs>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책장 뒤에서 어떻게 그게 <laughs> 책장 뒤에 희한한 공간에서 뭐 하여튼간 예. 어쨌든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 그 영화에 이제 몰입해서 보다 보면 스토리를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감동 포인트인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시간 여행과 관련된 여행들을 영화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은 어, 시간에 좀 그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소원을 하게 되잖아요. 꿈꿔보고 예. 잠시 그 fantasy 예. 어떤 현실에서 도피해서 그 fantasy 어떤 환상 가운데 예. 그런 어, 빠지게 되잖아요. 예. 음. 어, 그렇지만 현실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예, 그것이 가족이건 뭐 은사이건 친구이건 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외모도 변하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이죠. 음, 영화 끝나고 나면 예,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우게 되는 이, 말, 이 영어 핵심 성경 문장,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신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신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하심에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어 주기를 사랑을 주고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 나머지 그 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아서 그냥 자기를 다 없는 존재 취급하는 인간에게 그 방법을 어떻게든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스텔라 절이 가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리 가라네요. 그쵸? 예.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신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당장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제 채널이 뭔가 어떤 이유에서건 혹시 계속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음, 이것은 사실 교회에 나가고 안, 가, 안 나가고의 문제를 뛰어넘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혹시 듣게 되면 어, 신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 신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어,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 그분은 항상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 영원이라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예, 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히 살 거다. 영원히 사랑할 거다. 영원히, 어, 나와 함께하면 어, 너희가 죽어도 영원히 살 거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뭐 그것이 관계적인 이유건 뭐 경제적인 이유건 어떤 이유건 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단언을 해요. 예.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대박이잖아요. 예. 어떻게 로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로또 뭐다 로또 당첨되길 바라지만 뭐 미국의 확률 미국의 그런 어 통계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산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죠. 예. 음, 갑자기 없던 돈이 많이 생기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죠. 뭐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 당첨되기를 <laughs> 바라지만 예. 어 어쨌든 어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신의 아들이 시간 여행자가 어떻게 보면 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당시에 소위 성경 전문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 이 사람들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굉장히 그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으니까 굉장히 신성 모독을 했다. 막 여기서도 팔짱 뒷부분에 보면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감히 자신을 신이라고 신과 동격으로 했다. 이렇게 어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 다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던 제자들조차도 어, 이해를 잘 못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간혹 이해하는 것 같다가 잘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예, 뭐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되게 리얼리스틱해요. 예, 항상 그냥 그 뭐 아버지 김일성을 찬양하듯 항상 그렇게 일관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실수에 있어서 그대로 다 보여줘요. 예, 그 신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제자들, 뭐옛 구약이면 선지자들 이들 다 인간적인 모습들 다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저는 더 성경을 어떤 믿게 되는 것도 있고요. 예. 나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 제자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 눈에 보이는 게 더 급급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들 모습 같죠, 현재. 예. 다, 어, 어, 여러분 저도 사실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초등 때부터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인데 예,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저의 전 존재, 전 존재라는 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요. 지식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알았죠.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저에게 일요일마다 또는 가끔 수요일에 막 금요 철학기도회 이런 데도 막 가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전 존재,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피부로 제가 그게 와닿아서 어, 예수님께서 정말 신의 아들이셔야 되고 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영원히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고 영원히 어, 신과 사랑하면서 또그렇게 결정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영원히 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 정말 피부로 느낀 거는 25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8살 때 나갔다고 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년 뒤에 제가 그거를 정말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고요. 예.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갑자기 무슨 제가 환골탈태를 했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 어떤 인생관이 좀 정말 그게 완전히 예, 뭐 패러다임 시프팅이 된 거예요. 완전히 좀 아니 그냥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어, 어, 여러분도 다 17년이 걸릴 것이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제가 관찰해보면 다 틀려요. 누군가는 마치 첫눈에 예, love at first sight이라고 그러죠.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신의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 신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어, 누군가는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평생을 다 보내기도 하겠죠. 예.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미 선택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어, 선택을 해야 할 타이밍이 어, 아직 안 했다면 어, 올 것입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 이거는 어, 모든 인간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음, 제가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음, 시간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가 영화 속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환상이나 희망상 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기대를 갖게 됐고 그것을 뭐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어, 절망하게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되잖아요. 예. 어, 그렇지만 저는 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뒤돌아보면 제가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거절감이나 여러 가지 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큰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어, 손실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낙심, 낙심에 있다든지 하여간 굉장히 그런 저의 한계 상황들에서 제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 결국 그거를 정말 브레이크드루, 브레이크드루가 여러분 뚫고 나가는 어떤 탈출구잖아요. 브레이크드루가 되어진 것은 제가 저를 영원히 사랑할 신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어, 이성에게 거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실패를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게 everything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 다시금 일어나게 한 것이 정말 신과 영원히 함께할 어, 신의 사랑인데 그런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신의 아들이 어, 내가 시간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다.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은 곧 신이에요. 신께서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신의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사느냐 사지, 살지 않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를 준다는 것이에요. 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신의 이 영원한 사랑이 없다면 어, 굉장히 그 The a p 이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예. 예.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이렇게 정말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때 예. 아, 여러분 하여튼간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도 예. 음, 살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혹시 듣게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원한 신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예,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 여행자로 예, 답답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서 예, 대신 우리 대신 신을 사랑하지 않은 가장 큰 죄에 대한 어, 벌을 받아주신 신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이 자꾸 저에게 이런 마음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제가 또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과 그런 오프라인 모임도 뭐 물론 여러분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사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음,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 그래도 뭐 여러분 중에 정말 뭐한 명이나 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사실 이제 그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어 그리고 또 하여튼간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앞에 부분만 외우시고 가능한 분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까지 남자부터 해보겠습니다.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Even, uh, I'm sorry, <laughs>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잠깐 단 생각하니까 바로 틀리네요. <laughs>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겠네요. 예, focus. 집중하셔서. 예, 저부터 집중할게요.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I am. 네 번인가요? 다섯 번? 자, 여섯 번, 아, 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Abraham was really glad to see me. Even before Abraham was, I was, and I am.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